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려요. 뭔데 어떻게 알았어 이걸? 어? 잠만 영감. 어, 뭔데 이걸? 뭔데 이거? 어? 저게 뭐지? 뭐야 이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네 어, 아니, 오늘 사무신 부르면 팔로 한 번씩만 넣. 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뭔데 이거? 너무 빨리 차는데 이거? 이번에도 못 들어갔어 뭔데 이거 대화? 가, 가짜 스팀이야 딴 스팀이야 방어 기다렸는데 왜 나와 아어 지팡 타치님 어? 아 진짜 뭐하지? 아 뭐야 이 사람 어떻게 알아? 야야 시청자 뭐 뭐야? 야 우리 우리 우와. 야 시청자 뭐야? 이걸 어떻게 알아? 아 방에 아, 수상한 요괴다. 아. 저거 어떻게 알아? 엘서도 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딱 오라면 안 돼요? 그냥 끝말잇기? 이거 너무 쉬운 너무 어려운데요? 그대로 적어버리기 저거 지브리 영어 저 뭐야 이 꽈리가 알 거야 고이 이게 거든요 고입을 아. 할게요 님들아 리방용으로 해서 방 새로 파둘게요 아 리방 착착해요 버린다 합반 스트리머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씨. 네 이씨 리방 착착해 이씨 어 마크 마크 야 마크 왔다 마크 왔다 어? 와 이거 진짜 못 뜯는다 해피 깜찍이 음. 해피 깜찍이 공간 님 리버버예요? 거의 리버버 하다 끝나고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냉동빔 냉동빔 나 이거 모르는데 냉동빔 또 뭐야? 아싸 아, 아니 그 님들아 제가 하나 방새로 파놨어요 비밀번호 디코방이다 해둘게요 이따가 뭐야 리방용으로 하나 파놨어요. 슈머님 하자면서요. 야발로마. 잠만. 야 누가 만들었어? 누가 나와 나와. 멱살 잡고 때리고 싶어. 터치프레이 형이야. 이거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저거 있어요? 멱살 잡고 때리고 싶다. 아 어, 진짜 어렵다. 어, 잠만 그럼 이거 아니면 그건데. 뭐 이게 뭔데? <laughs> 이 사람 뭐야? 아, 아 안 해. 엘소드 또 나와? 엘소드 나 몰라. 이거 어떻게 하냐고. 방 하나 새로 파놨으니까 제가 디코에다 B1 올려둘 거 올려둘 거거든요. 적달 리바하세요. 리바 제가 지금 몇번이 됐다고. 리바지1초 됐어요? 1분 됐어요? 야발. 예, 리바하한 했어요? 한... 자 정답 올라오는 거 보고 해봅시다 꽈리가 정답을 알 거예요 꽈리를 따라 봅시다 모르겠어 타이 아씨 네. 야발 리방 타이 적당히 타이 하세요 리방 적당히 하세요 리방은 리방 그냥 제가 합니다 오케이 아주 계다자 이번에는 우리 타자 대결 한번 해봅시다 라운드 쓰는 에? 일로 이건 제가 리방, 리파라데요 리방 하지 말고 그냥 설정만 바꾸면 되잖아 뭘 리방만 과리님 방 하나 제가 팔았는데요? 아이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 어, 야 야발새 야 야발새끼야 <laughs> 그냥 사람 골때 귀찮게 만드세요? 야 사람 쳐 죽여라 씨 변화 알겠죠? 클린하다. 이 새끼 아주 사람 못하게 해다. 야 합방 스텝으로 합방하고 뭐, 있는 있다 그래요? 와 인터 보소? 그냥 자연스럽게 합방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혹사시켜 이씨 꽈리 개 같은. 님들 여긴 좀 뭔가 좀 애반데요 여기. What the fuck? 이게 뭔데? 내부법 개국 사제구 법견 구걸 최충현 아 창가대 댓글 함께 <laughs> 역사 이 시간 혼밥 아, 아유 혼밥 럭기 미디 재킷 추천 요금 비급 비피치 어 뭐야 왜 안돼 왜 이렇게 빨라 이씨 안돼 개. 아니, 다들 와, 몇이세요? 그 스트리머 스트리머 여기 비번이 여기 비번은 5 minutes later. 어, 아, 어, 블레드 팀이야. 마프트아 야, 이게 겁나 어려운데? 저 단어 단어 단어 숫 저거 왜 저래? 다 개쓰니까 그렇죠 저게 아이고 네이클로버님 청년기가 되신 걸로 예. 어? 어 메이크업님 거기 가셨네 제 시청자님 어. 뭐야? 정말 축하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님들 바, 방송 뿅? 팔로 님, 님 방송 팔로우 해게요님 아! 끼, 아! 아! 아, 아! 아! 끼었으니 팔로 해드려야죠 뭔데 이거 오라이 스켈레톤 말 생성할 오케이 자 바로 해드렸어요 스켈레톤 말 생성 알어 뭐야 나 늦게 했다 어 잠만 이거 뭔데 아나 애니메 어, 다섯 글자면 솔직히 듣보잡 아닌 거자 내가 몰라요 적을게요 빨리 적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건 뭐야? 에그 뭐야빨리 남은 사람이 이거 풀 풀 풀 잘못 적었어요 풀이에요 어? 거리 플렉션? 덜리 덜이 덜이 덜 도민입니다님 플러건 하셨네 벌금 내야지 플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글자 예? 뭐야 이거 끝. 어? 로스타크 아, 로스타크 로스타크 로스타크 다다 다 이거 아 로스타크 레전드 로스 와. 마지막 킹가 누워 아니네 아니네 뭐야 저거? 잠사 아니야 저거? 어 레인보우 식스가 왜 나? 레인보우 식스 레인보우 식스 오케이 누 왜누 오케이 누 아이 찍었는데 어떻게 맞았누 어떻게 맞췄누 아니 그 꽈리님 제가 방 하나 새로 팔게요 그냥 파지 말고 그냥 해요 귀찮아 야 아, 해요 귀찮아 네, 네, 네. 저거 저거 설마 진짜 설마 저거 저걸까 했는데 진짜 저걸 하시네 승치요 정말 기죠 나 이거 꽁으로 쓴 건데 아 이거 안 먹냐 설마 코너스바 설마 설마 코너스바 안 먹나? 이것이 세계 폭염 어 인정이요 내 파티 만들었어요 난난긴 거 안해 아직 누구 추 주실 분 시작 왠지 적은 것 같은데